게이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요? 비밀인데 네 사실 맞습니다. 게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. 이거 보이시죠? 저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이가 아니라서 군대를 당당하게 다녀왔습니다.